자 그럼 이 꽃잎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네 어, 일단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죠 네 꽃잎이 찍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합니다 자 회전은 이렇게 해줍니다. 어, 위에 아까 전에 각도는 한 이 정도 60도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총 6번 돼야 되기 때문에 두개만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됐나요? 아, 지금 아까 처음 했던 프로그램하고 조금 네, 다르죠? 어, 점점 연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예, 반복되는 그런 꽃잎을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